한국말 해볼까? 그래? <laughs> 해봐 아, 한국말 연습 많이 연습해서 한국말 비디오 만들어 음, 연습해서 비디오 만들어? 아, 하고 <laughs> 선생님 <laughs> 여기 있어 보통 돈 못 받는 선생님 한국말 집에서 보통 안 써, 맞아? 음. 보통 영어로 써 항상 영어 써 항상 저슨 숙제할 때 빼고 하고 가끔마다 한국말 연습할까? 할때 음. 빼고 5분만 <laughs> <laughs> 그런데 어, 언제 백유 수업을 했어? 지난주 어 일주일 전이 1일이었는데 저슨이 지난주 일요일날 일해가지고 토요일날 99일 99일이었을 <laughs> 때1일 전지였어 아 맞아 그래 알아? 알아들었어? <laughs> 조금 이해했어. <laughs> 그런데 패키 아직 아직 저는 저한테 아직 안 어, 나는 어, 패키 파티 안 갔어 안 했어. 아 그래서 그윌 패키 파티 어, 처음 처음 파티 존백일 존백일 <laughs> 파티 파티 <laughs> I am from Germany 도쿄 사람 파티 어존 존백일 파티 갔어 음. 재밌어 <laughs> 진짜 재밌어 어 너무 재밌어 왜? 좀좀 갔어 좀 처음 경험해봐서 어 하고 비디오 왜 비디오 만들어? 어... 왜 비디오 만들어? 몰라. <laughs> 그냥. 그냥. <laughs> 심심해서. 심심해. <laughs>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. 아, 아, 너 언제 언제 백일 파티 있었어? 지난주. 어 지난주 맞아. 지난주 하고 뭐 했어? 누구 아, 왔어? 우리 할머니 집 갔어. 친할머니 집. 어 왕할머니? 어 왕할머니. 하고 신기 신기했어. 뭐가? 다. 처음 처음 처음 백일 갔어. 음. 어, 아, 하고 뭐 뭐. 우리 엄마 아빠 왔고 내 동생 왔고 우리 고모하고 고모 보셨고 케이크 있어 음. 조금 사진 찍었어 하고 음. 떡 먹었어. 떡 먹었어 하고 왕 할머니 어 아기 처음 처음 아 맞다 우리 할머니 뭐 처음 봤 처음으로 봤어 음. 보셨어. 음. 하민. 하민, 이렇게 때리. 우? 예, 예. 어. 봐봐. 아빠 봐봐. 와 정말 그렇게 만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. 어릴 때부터. 우와, 예. 봐봐. 그거 없어지고 나중에. 그거나 많이 먹어. 많이 먹었어요? 매운 거한쪽 잡숴봐. 매운 거 같이 먹으면 돼. 맛있어. 너무 부드럽죠? How do you like it? Oldest person you've ever seen. 애가 <laughs> 할머니 보고 막 계속 할머니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할머니 <laughs> 껍데기. It's like 손가락으로. 진짜 진짜 사람이야. 하고 <laughs> 한 한 뭐 한곳은 하는 것은 어, 배웠어. 너 아빠한테? 뭐? 왜백0 0일 있어? 음, 왜1일 잔치해? 아, 왜냐면 얀, 옛날 음. 아, 한국 나라에서 음. 뭐, 뭐 있었어? 음. 하고 매, 많이 애기, 애기가 죽었어요. 죽었어. 아, 왜냐면 war 때문에. war 뭐야? 전쟁? 전쟁 때문에. 와, 어, 내 생각에 전쟁 때문에 그리고 또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애기들이 많이 아프고 죽었나봐. 음. <laughs> 그래서 어, 어, 한국 한국에서 한국 문화 백유 있어. <laughs> 따라. 잘했어. 1 0 살았어. 와. 잘했어, 애기. 아들. 아들 하는 거 아세 미국에선 1 0일 잔치 안 해? 어? 미국에서는 1일 잔치 안 해? 아 미국에서 보통 1일 없어 1일안1일이 없어? 1일이 <laughs> 없어 99일 1일에1일 <laughs> 없어 9, 19일 100일 일 아이고, 아, 이고 아직 말했어? 어, 벌써 말했어 벌써 벌써 벌써 말했어 그래서 아, 조금 신, 신기했어 음, 음, 음. 너 너한테 나한테 너한테 나 어렸을 때 되게 했었는데 어렸을 때? 나. 아, 음. 어, 좀, 좀. 아니 나 했어. 아, 너, 어, 너 했어. 음, 애기, 애기, 애기였어. 어, 1일 때. 어, 맞아. 하고 너, 어, 케냐에 잘했어. <laughs> 어. 케냐에 잘했어. 근데 내 동생들도 케냐에 있었을 때 엄마 아빠가 백일 해줬어. 아. 왜냐면 중요해. 응. 응, 신해 응. 재밌었어 하고 아. 뭐 많이 울었어. <laughs> 많이 어 맞아. 그런데 비디오 안 찍었어. 다음 애기 백유 할까? 할 거야? or 할 거야? 할 거야. 할까? 다음 애기 있 있으면 백유 할까? 할까? 할까? 할까? 못 달라. 뭐? 뭐 못 달라? 할까? Like should we? 어. 할게. 할게. 할게. 할게. 어 배고파? 왜손 먹어? 손 먹지 마. 오케이 좋아 끝. 끝. <laughs> 재미있었으면 comment 해 하고 like 해 하고 뭐 구독. 잘했어. 음, 너가 잘했어. No. No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